올리지 마. 에이씨. <laughs> 진짜 줄 게 없어. 네. 줄게 없으니 줄게 없는데 어떻게 줘? 왜 말? 덩어리야? 덩어리가 한 번더 따져. 어, 손도 끝지만 하셔야 돼요. 얹히면 감이.